허벅지 방을 타고 나면 어디가 까지 일어나요? 키가 보통은 무릎 근처에서 종아리 근처까지 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발등 전체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혈을 하면 어. 감기거 이게 회복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민감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이나 이러면 조금 더 건조해지고 그래서 로션을 좀 자주 발라줘야 돼요. 어, 관리하시는 분만 믿으시면 어, 자는 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2등 있어야. 아. 많긴 한데요. 좀 짜는 식? 아, 떡볶이도 맵고 짜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 네. 매, 운 것보다는 짠 음식들이 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푸키 뭐 플러스 약간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쟤 때문에 내 머리가 살이 처음에는 잘 안 찌고요 한 5에서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위가 먼저 찌고 그 다음에 치읍한 부위가 찐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안 이쁘게 찌는 것 같아 그건 좀 관리가 중요해 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지? 안녕